지금이 미니멀리스트가 되기 전에 한국 타잔이고요 지금이 미니멀리스트가 된 한국 타잔입니다 챌린이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? 제일 잘 아니 체라 <laughs> 어, 이번 여름에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읽은 책 한 권이 있는데요 바로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미니멀리즘에 관한 책이었어요 물건을 하나씩 버리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로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미니멀리즘이 정말 궁금해서 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사실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고 원하는 물건을 값싸고 쉽고 편하게 얻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는 정말로 물음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미니멀리즘을 실천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물건을 버리려니까 이거 다 내 돈 주고 산 건데 내 소중한 물건들인데 하면서 막상 이렇게 실천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책만 읽고 한 두어 달을 그냥 평소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옷장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아니 글쎄 안 입는 옷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다 치우려니까 막 스트레스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집에 욕실, 주방, 책상에 있는 뭐 안 쓰는 물건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면서 아 지금이야말로 내가 미니멀리즘을 실천할 때가 되었구나 라는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타잔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바로 물건 정리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어, 미니멀리즘은 여러가지 라이프 스타일 중 하나일 뿐이지 이것만이 옳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또 미니멀리즘 자체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, 제가 생각하는 미니멀리즘의 정도를 실천한 것 뿐이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로 안 입는 옷들을 한번 싹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제 옷장을 보시면 어... 그쵸 막 이렇게 쑤셔 놓은 안 입는 옷들과 여기 밑에도 입지 않는데 그냥 막 처박아 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 한번 싹 빼가지고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안 입습니다 와 진짜 난리 났네요 이게 이게 제가 안 입는 옷들인데 제가 이걸 찍으려고 그냥 막 버리는 게 아니라 최소 1년 안 입었던 것들 이번 여름에 손도 안 댔던 옷들 작아진 옷들 그때는 왜 샀는지 이해가 안 되는 정말 디자인이 구린 옷들 그런 옷들이에요 근데 이 옷을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이게 아름다운 가게라는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더라고요 봉투에다가 한번 담아 볼게요 8 0 리터 봉투 두 봉투가 꽉 찹니다 두 번째 로는 이제 수납장을 버릴 건데요 수납장 그냥 한 번에 싹 버려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 수납장에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버리기 애매하면 수납장에 넣어놨거든요 아니 그러면 수납장 있는 거 하나하나씩 버린 다음에 수납장 없애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해충 박멸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? 한 마리씩 죽이지 않죠 그둥지 없애버려야 돼요 저는 수납장이라는 둥지를 없애버리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왜 없애려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쓸모있는 게 없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기서 쓸모있는 거와 쓸모없는 거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 봐라 이 봐라 네,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쓸모있는 게 딱 이거밖에 없어요 요거 그냥 쓰레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쓰레기통이었어요 이게 거의 지금 필기구나 막 뭐 간단한 상비약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거랑 뭐 부동산 계약서 뭐 그런 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제가 분리수거해서 잘 버리고 이 수납장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 쓰는 물건들 버려보겠습니다 안 쓰는 물건 어디에 맞느냐 욕실입니다 어우 너무 막 이거 이걸 놔둔 지 1년이 됐는데 쓰겠지 쓰겠지 쓰겠지 하는데 절대 안 써요 손도 안 대요. 매일 쓰는 뭐 스킨 뭐 수분크림 선크림 이런 거 말고는 아우 나중에 쓰겠지 하고 놔둔 것들이 여기도 그냥 쓰레기통이에요 이거 다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전자제품 박스 버리기입니다 뭔 말이냐고요? 요것들 보이세요? 뭐 MacBook, 카메라, 드론, 마이크 제가 이런 거를 구매하고서 박스를 안 버려요 혹시나 나중에 팔게 될까봐 근데 지금까지 판 적도 없고 나중에 되면 막 이사할 때 보면 어떻게든 버리게 되더라고요 아이, 사가지고 잘 쓸 생각해야지 살 때부터 팔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 박스 대기들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루 만에 치우기 다 힘드네요 다음날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뭐 장식품들을 다 한번 버려볼 거예요 사실 뭐 장식품은 인테리어로도 좋긴 하지만 저희 집에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뭐 여행가서 사온 이런 조그마한 미니어처들이나 다 마신 이런 와인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먼지만 쌓여요 그냥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저런 것보다는 진짜 예쁜 딱 하나만 있을 때 포인트가 되는 그런 장식품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것들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는 겹치는 물건들 버릴 거예요 어떤 거냐 있는데 막 또 산 물건들 있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<clears throat>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쉐이커가 하나, 둘, 셋, 아, 네 개나 있어요. 누가 보면 쉐이커 장사하는 줄 알겠어요. 이것들 꼭 필요한 한두 가지만 놔두고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특히 컵, 컵 같은 거. 솔직히 혼자 사는데 컵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뭔 놈에게 컵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친구들 때 하나 둘씩 사다 보니까 뭐 소주잔, 맥주잔, 컵, 뭐 텀블러 뭐 넘쳐납니다 이런 것들도 진짜 꼭 필요한 개수만 놔두고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냉장고 비우기고요 부재로는 마트를 창고로 활용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제 냉장고인데 지금은 뭐 안에 든 게 많이 없는데 제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양파나 파 같은 거는 이렇게 여러 개로 사는 게 좀 싸잖아요 특히 대파 같은 거 그런 거를 큰 거를 하나 사놓고 다 손질을 해놔요 다 손질을 해놓고 넣어놓고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100% 지금까지 항상 그랬어요 항상 나중에는 상해가지고 다 먹지를 못했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정말로 필요한 것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또 근처에 마트가 있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사가지고 먹는 게 돈은 조금 더 들 수 있겠지만 훨씬 더 신선하고 훨씬 더 냉장고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음식물도 많이 넣어놓으면 결국 상하게 되고 치우는 건 또 제 몫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트를 창고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가서 사고 냉장고도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냉장고는 손 안 되는 것들은 계속 손 안 돼요 이거 고등어 꽁치 캔? 먹지도 않는데 유통기한도 됐네 이거 진짜 한 1년 전부터 있었을걸요? 버리겠습니다 아니 소주가 왜 이렇게 많지? 이거, 이거 제가 먹는 게 아니고요 그 친구들 왔을 때 산 겁니다 우유도 보세요 유통기한 지났어요 이것도 다 먹었는데 통을 왜 여기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세요 산화자 산화자 상이에요 이거 그리고 케이크 생일이 지난 지 3주가 넘었어요 안 먹어요 아, 왜 놔두는 거야 안 먹는 걸 하나도 안 먹은 건 아니에요 남은 거예요 짠! 결국 이게 다예요 진짜 깔끔하고 너무 좋다 진짜 와!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구를 버릴 거예요 가구를 왜 버려? 가구는 필요하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가구는 필요한데 그러니까 저의 경우예요 이건 저의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 뭐 공부하거나 컴퓨터 할 때 쓰는 책상이 하나 있고 식탁이 또 있어요 식탁이 이제 예전 집에는 식탁이 없었기 때문에 식탁을 사놓고 그걸 지, 그대로 집으로 들고 왔는데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 친구들 오면 한 번씩 쓰니까 라는 이유로 놔뒀는데 1년에 몇 번 안 써요 몇 번 안 쓰고 괜히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이 특성상 사람의 성격상 뭔가 놔둘 자리가 있으면 뭔가 올려놓게 돼요 그래서 뭐 물론 지난 랜선 집들이 영상에서는 굉장히 깨끗하게 나지만 사실 이렇게 제 촬영 장비를 그냥 좀 막 쌓아놓거든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책상도 너무 커요 책상도 너무 커서 이렇게 막 쌓아 올리게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버리고 작은 원탁을 하나 사서 작업을 하고 또 친구들이 왔을 때는 또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 구조상 작은 아일랜드 식탁이 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거기서 작업하고 밥 먹고 다 할 수 있어요 이 책상부터 해서 이 옷들이랑 식탁 그리고 뭐 잡다 뭐 필요 없는 것들 이것들이 제가 이제 버릴 물건들입니다 쓸데없이 왜 이렇게 집에 많이 두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편의점에도 이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다 붙여가지고 잘 처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하나씩 하나씩 버려가는데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특히 책상과 식탁을 버리고 원탁을 사려고 했었는데 제 집에 원래 있던 이 아일랜드 식탁에서 작업과 식사 다 가능하더라고요 냉장고 역시 2-3일 정도의 식재료만을 사놔서 정말 깔끔하고요 옷장 역시 제가 입는 옷들만 놔두니 이렇게 깔끔해졌어요 욕실에 있는 물건들도 쓰지 않는 걸 버리니까 이렇게나 깔끔해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미니멀 라이프로 변화된 저의 삶을 말씀드려야겠죠 어 근데 그거는 <laughs> 이렇게 조금 더 살아봐야 아는 거니까 다음 영상에서 변화된 삶들을 어, 얘기를 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정말로 큰 에너지가 됩니다 너는 나의 에너지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은 하루 되세요 출발